한시간 동안 무제한 1시간 동안 무제한 맥주를 주고 예. 1시간 동안 이제 야경을 즐기고 놀다 오는 그 배의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외국인이나 태국 사람이나 특히 한국분들 이 시간대 되면 한국분들이 와서 줄 가득 메우고 그런 곳인데 네, 정말 재밌어요 no. 이제 가는 곳은 아시아틱입니다. 아시아틱. 방문석 규모도 크고 유명한 어, 야시장이죠. 테마파크이기도 하고요. 짜오프라야 네. 강가에 있어서 분위기도 상당히 좋고요. 이국적이죠. 그동안 태국 비상 사태 에 규제조치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어, 백화점도 문을 열고 개방을 하고 아마 아시아테크도 지금 개방을 할 거란 느낌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시아테크가 가장 기대가 커요 자 아시아테크에 다 왔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코리아시아TV의 제이콥입니다 예, 오늘은 주말 저녁 아시아티크 앞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바람도 쐴 겸해서 아시아티크 앞에 지금 나왔는데요 개방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조금 그 사람들이 적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안에 들어가면 분위기 또 다를 수 있겠죠 오랜만에 나온 김에 바람 쐬면서 테마파크의 분위기, 풍경 둘러보고 강가의 야경도 같이 한번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아, 아, งไปตรงที่ไลน์คงไม่ อ๋อ เจอ ต้อง ที่ไลน์ เหรอ ไปเช็คอิน 체크되니까 ครับผมเดี๋ยวเผื่อเวลาเข้ามาวันต่อๆไป 라인 ไลน์ 오케이 ไลน์ไลน์ 아니 그 책, 어, เช็ค 루카 อินเนี่ย 투콘 เป็นช็อปลู 투콘 กค้า 말이죠? ลูกค้าทุกคนที่เข้ามากดตรงนี้ครับผมแล้วเสร็จแล้วเสร็จแล้วสักครู่สักครู่ครับผมสักครู่เสร็จ 아니 แล้ว 이게 체크인을 해가지고 그 쇼핑몰이나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거를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아시아티크에서 어김없이 이 체크인 체크아웃 하는 그 프로그램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태국 그런 이제 과자 같은 거 판매하네요 그래도 아시아 특허가 개방된 게 참 어딥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저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시내 나가면 다 셔터문 닫혀 있는 것들만 보다가 그래도 문 열은 거 보니까 반가운 느낌은 듭니다 대부분의 식당들은 아직까지는 다 지금 그 폐점 중이고요 그래요몇 군데만 간간히 문을 열었습니다 같은 모습으로 가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같아요아 이게 바로 뭐죠 메뉴에 아 이게 그 관람차 휠이죠 관람차 휠은 정지되어 있네요 불도 꺼져 있고 네. 자 앞에 짜오프라야강 네. 여기도 굉장히 운치가 좋고 특히 야경이 제일 이쁜 곳이에요 그렇죠 아, 예전에 그 한국 관광객들이랑 뭐 여러 나라 관광객들이 타던 그 유람선 있죠 그게 네. 그게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거기서 한국 가요도 막 틀어주고 분위기 되게 흥겹고 좋은 완전 파티보튼 같은 게 있었죠 네네네. 그것도 여기 와가지고 예전에 재밌게 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감염병 발생 사태 이후로 촬영하는 우리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짜프라야 강에 우리가 오랜만에 정말 왔어요 예. 간바람도 세고 기분 참 좋습니다 예. 아시아테크에 사람이 이렇게 없으니까 그 조용하고 또 좋은 곳도 있네요 운치 있고 예, 주말 저녁에 조용히 힐링을 하기에는 예, 지금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빨리 여기서도 개방이 돼서 너무 많은 사람보다는 예, 적당히 적당히 <laughs> 여기 아시아테크 피어 아시아테크 부두인데 여기 보시면 배 시간이 보이네요 자 여기 있는 배는 shuttle boat information shuttle boat예요. 강 건너편이나 여러가지 호텔들 보니까 사톤 부두에서 아시아티크 부두 그리고 이제 사톤 부두 아시아티크 부두를 왔다 갔다 하는 왕복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입니다 무료 셔틀 자 보니까 샤톤 부두랑 그 다음에 어, 파아티 부두, 파아티 pier 이제 두 군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 파티시멜, 파티시멜 카오산 인근이군요. 네. 카오산에서도 여기까지 오는 보트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거였군요. 아, 이게 그 무료가 아니고 세네 가격이. 아, 사턴 부두에서 아시아테크 부두는 무료. 그리고 이제 배에 따라서 틀니다 2배 이제 또 배에 따라서 어, 30바짜리도 있고요. 네. 예, 또 배가 좀 좋은 거는 페리 같은 예, 이배 같은 경우는 아, 인당 60바시네요. 아 맞아. 옛날에 그 보트가 뭐였죠? 한국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타는 그 파티 보트. 있... 아 맞아요. 시암 크루즈였나요? 네, 예. 한 시간 동안 무제한 한시간 동안 무제한 맥주를 주고 네. 1시간 동안 이제 야경을 즐기고 놀다 오는 그 배의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외국인이나 태국 사람이나 특히 한국분들 이 시간대 되면 한국분들이 와서 줄 가득 메우고 그런 곳인데 네, 정말 재밌어요 지금 아, 지금 전혀 흔적도 보이질 않네요 아 여기 아시아티크 정문이네 네, 이게 강 쪽에 부두에서 정문 여기 안에 들어가 볼까요? 네 이쪽은 불들은 많이 켜져 있는데 머리 식히러 오기에는 오늘 뭐 분위기 좋습니다 정적석에 이제 음악만 어, 들리고 어쨌든 백화점에는 이게 그 일단은 개방되었다는 자체가 확실하게 완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예. 다만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그 사람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못 온 거죠. 예. 아 여기 식당은 문 열었네요. 예, 여기 Thai food 태국 식당인데요. 예, 아시아티그 다음에 봅시다. 네네. 잘 지내요. 예, 여기 네. 보시면은 지금 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네. 예.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예, 투콘 투 가올리고 메이브 아, 콘 가올리 유튜브 가올리 영매니 아니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는 여기 링크를 눌러요. 예, 링크를 눌러 주시면은 예. 링크를 누르시면은 예 별표 예 별표를 누르시면은 체크아웃이 되고요 쭉 끝까지 쭉 내리세요 스크롤 다운해서 예 끝까지 내리시고요 예맨 예. 앞에 맨 아래 있는 거 있죠 예맨 예, 예 아래 쪽으로 예 그럼 이것이 예 체크아웃 네네 네, 네. 네 예, 체크아웃 된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아시아테크를 보고 왔는데 개방되었다 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이 없으면 아시아테크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여기 특징이 음,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라인으로 스킨 떠가지고 이제 체크인을 하고 나올 때 체크아웃 해야 된다는 거 예. 방법은 간단해요 거기에 그 스태프이나 거기 경비원분들이나 그분들한테 그 체크아웃이라 말씀하시면 그분들이 안내에 따라서 도와주고요 태국어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 지만 경비원들이 다 도와줍니다 아, 저희는 아, 태국의 뉴스하고 태국의 여러 가지 사회와 문화 그리고 오늘처럼 실제 살아가는 모습 그런 영상들을 꾸준하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 태국 관련 그 영상들을 꾸준하게 쭉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